무릎에 생각은 그때는 언제부터 꽃이 지는 이유를 사람들 만나게 또 다른 사람들 and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누군가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 我的秘密是何苦让你知道？想告诉你。 Christmas.